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딱티거를 준비했습니다 빨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 i s m i l l 서울을 해서 그런지 너무 차가워요 알함두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거울을 서 그런지 너무 차가웠어요 이빨이 시려웠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남는 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안녕